확인! 아우! (8월 25일) 흉과여행 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합시다 여 바로 바로 옆에 또 1층 2층 집이 있어요 거기도 들렸다 거기도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잠깐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어? 어? 누구세요? 어? 역시 내 이상은 틀리지 않았어 어? 확인! 미리 사전에 싹을 잘라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괜히 둥근 애가 떴 코끼리 나와봤자 서로 좋을 거 없습니다 지금 저는 또 옆을 가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테이프를 뺐습니다 테이프 소리는 같지 테이프 소리를 같지는 않고 뭐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지 그냥 라디오 뭐 FM이라든지 그런 나오는 소리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뭐 소리야? 뭐야? 2층부터 패턴을 바꿔서 2층부터 계세요? 어? 제발 오르골 좀 끌지 마세요 저 진짜 무서워요 몸 불빛이 들어왔다고 그러십니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화나신 건 알겠습니다. 와 1층 어떨까 진짜 1층 너무 무섭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섭다 1층 여기가 방금 내가 아까 전에 들어왔던 헬로우 기디 그 집입니다 담 하나 사이에 두고 헬로우 기디 집 아버지 할아버지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잠깐만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런 단계 이거 만져지라오 할아버지 계세요 할아버지 안 계세요? 할아버지 안 계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담배 한 대 드리겠습니다. 한 대 태우시고 제가 얘기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이제 얘기를 해보시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와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 근데 기운이 안 느껴지는 건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뭐, 뭔지 모르겠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소환할게요 여러분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다시 소환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일단 마저 끄고 일단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코리는 영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연기가 납니까 이렇다니까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게 기운이 틀리다니까요 저는 영안입니다 저는 영안이라고요 아까 그,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기운이 틀리다고 담배를 좀 앞으로 당겨본 거하고 뭐 할 거고 말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안 봤어요 잘 타들어가는 거 지금 은 아예 꺼진 건 꺼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예 꺼졌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믿으십니까 기운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다 타들어가고 하나 그때는 기운이 있었으니까 얘기가 될 줄 알았고 아저걸 기다려보자 틀리 꺼졌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Oh.